통잡스 시즌2 이번 동작은 허리 건강에 좋은 고양이 체조입니다. 목, 어깨, 등의 근육을 이완해 허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 동작입니다. 양손은 어깨 넓이로 무릎은 골반 넓이로 벌리세요. 척추관 협착증 환자는 이 동작을 제외하고 따라하세요. 턱을 당겨 배꼽을 바라보세요. 몸을 최대한 바닥에 붙여서 늘려주세요.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시선은 약간 위쪽을 바라보세요. 몸을 최대한 바닥에 붙여서 늘려주세요. 지금 따라해보세요. 무릎을 대고 양손으로 바닥을 짚어 허리가 바닥과 수평을 이루게 하세요 허리를 위로 말아 올리면서 등 근육을 천천히 늘려 5초간 유지하세요 무릎을 꿇고 상체를 엎드려 양팔을 앞으로 쭉 뻗으세요 제자리로 돌아와서 골반은 위로 올리고 허리는 아래로 내리고 5초간 유지하세요 무릎을 꿇고 상체를 엎드려 양팔을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이래서 5번 동작을 한 세트로 5번 반복하세요